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지난 22일부터 신규 확장팩인 용의강림의 새로운 카드들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확장팩의 이름답게 어마어마한 value들의 용조 카드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재앙이라는 효과를 지닌 공용 전설 카드 크롱스 드래그노프가 공개되면서 이번 확장팩의 카드 value가 너무 overbalance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확장팩이 출시가 된다면 신규 카드들을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네요 12월 5일까지 계속해서 신규 카드들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확장팩의 플레이 영상은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하스펀 영상 재밌게 감상하시고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Paz! 한개 못했다 그렇게 하고 얘 예, 되게 넓게요 나름 역겹거든요 이거 뽑고 없고 티격 때려주고요 이렇게 까다롭게 필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필드로 압살하죠 신격대이긴 한데 이거 한 발 못 쓴 건 아쉬운데 필드로 그냥 압살해버릴게요 차라리 이겼죠? 와 근데 네, 이거 사수바르가 캐리했는데요 이거는 노움이요?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와 골드린이네 아니 진짜 폭탄 왜 저러냐 야 어디 아파? 아, 야, 야, 카드가 에바야, 카드가 에바야, 카드가 에바야! 아, 게임. 아. 내가 웬만하면 욕 안 할라 했는데 게임. 묘수 플레이를 찾아봅시다. 지금은 쪼개고 얼리고 거인 내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겼다. 쪼개고 이런 풀피해야 되거든요 거인 내고 이렇게 해놓고 다음 턴에 얼리고 쪼개면은 끝났지 잘하긴 한다 끝났죠 차례 무죄제 였나요?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 일단 보고 는아 보고 는못줘요 진짜로 아왜안 집어주냐고 아 진짜 제발 얘들아 아 <laughs> 잽잽이 황금 어떤? <laughs> 잽잽이 황금 갑시다 잽 황금 가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어? 이렇게 나오네? 누가 작다는 거야? 응? 마모검이 다시 생겼네? <laughs> 마모검 다시 생겨왔는데 아 뭔가 이상한데? 미쳤네요 곰이 미쳤어요 방울뱀도 미치긴 했는데 네, 잽이 있으니까 잽 삼성 만들고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메가스, 맥스나 두 장 해놓고 쪄놓으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Show me what you got 필요한, 필요한가? 오 필요했네 필요했네 슬라이빙이 필요하네요 필요하네 약할 수 있어 지금은 약할 수 있어 이길 수도 있, 있잖아? 오픈하자고? 이길 수도 있는데? 가 아니라 어떻게 이겨 독성천보를 어떻게 이겨 개같은 거물틀 사는 나오게 해주세요 하느님 발라님 부처님 그렇 게 저주한다 이거지 그럼 나도 방법이 있지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지원 요청 완료.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여러분, 야구에서의 퍼펙트 게임이란 말 들어봤어요? 퍼펙트 게임이란 안타, 보루, 실수, 에러 이런 걸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이기는 걸 말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카운팅을 잘못한 거예요. 은행원이 하이요? 이러면 바로 저것도 계산했어요. 키라는 것 때문에 열심히 때린 거예요. 애초에 무력 다 쓰지 않아요.